이어폰 어댑터 아이고 다 날아가네 이 난반입니다 아이폰 12가 발표가 됐죠 한국도 제일 빠른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30일이죠 12와 12 프로가 출시가 됐습니다 SKT에서 새벽 배송이라는 서비스로 출시되자마자 새벽에 바로 배송해준다고 해서 제가 신청을 했고 방금 이게 왔습니다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왔고 음 이렇게 열면은 어 이렇게 이런 애가 나오네요 이렇게 디렉샵 웰컴 무 뭐. 작동하는 그런 거겠지? 오 이렇게 전체 박스가 나옵니다 이거 안에 어, 자체적으로 케이스랑 강화 유리 마스크 케이스 이런 걸로 주네요 본체 열어볼게요 네, 역시 뒤에서 이렇게 딸깍이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리죠 아, <laughs> 아 진짜 예쁘다 이렇게 종이를 어네 이렇게 돼 있죠 안에는 음, 설명서랑 스티커 USB-C에서 라이트닝으로 가는 USB-C에서 라이트닝으로 가는 케이블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본체를 볼까요 와 이거를 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 펴보기까지만 하고 가봐야 돼가지고 음 <laughs> 켜지죠 아 진짜 예쁘다 개통은 뭐 8시 오전 8시가 돼야, 돼서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때마저 설정하면서 다음에 카메라 같은 거 써보고 후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충전기 어댑터 <laughs> 아이고 다 날아가네